여기다 줘. 아, 여기다. 여기다가. 브랜디, 페퍼, 하이. 여기다 놔. 아이, 갖고 와. 아이, 갖고 와. 갖고 와. 01이 와야지 아니 거기 말고 선생님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아니 여기다 선생님 여기다 주세요 샌디 갖고 와 갖고 와 옳지 옳지 아니 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라 샌디 여기 여기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 엎드려 엎드려 아, 아야 아야 봐봐 해 봐봐 봐봐 아 기다려 아이 봐봐 봐봐 아이 아이 에이 에이 여기 줘 아니 아이고 여기 줘 어, 갖고 와 아이 공주 손 여기 줘 아니 갖고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줘. 손에 줘. 여기. 아, 여기. 네.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아, 여기 주세요. 아, 여기 주세요. 네, 저요? 저요? You got the heart that is bigger than the sun. You got the smile that is wider than the fun. Whatever you imagine will come true. Whatever you wish upon a star will do.